안녕 나이안다 제가 오늘은 그, 그 에, 필로그 편을 들고 왔어요 말실수가 많은 건 기분 탓? <laughs> 자 일단은 그걸 잘라야 되는데 아 두근두근 아 진짜 될까?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은 음? 슥 음? 이게 뭐지? 아니야 여기는 빨간색만 뭉쳐서 그래 <laughs> 그치? 이쪽을 잘라봐 이렇게 아 이것도 뭉개진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군나 여기 우와 됐다 됐다 여기 조금 나온 거 있죠? 이 정도 성, 성분량 해도 되나? 에휴. 다다다다다다. 손이 딸린 건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? 아우, 저 지금 새거봉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여기도, 음, 여기는 오 여기 있다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<laughs> 음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게요 버튼 모양을 어후. 다음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 가져올게요.